초저병 기반의 기반으로 가자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우리나라 드라마 전 세계가 다 열광하고 있죠.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아, 가수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식과 우리나라 화장품과 옷이 불티나게 팔립니다. 자, 그런데 그걸 팔 수 있는 플랫폼. 내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에다가 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이 바로 열려 있어요. 간혹 가다 방송에 들으시겠지만 농민에게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제 책을 국내에서 잘 나갔어요.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한번 올려봤어요. 올려서 나름대로 유튜브 광고도 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했어요. 이게 어느덧 한 1년, 2년 지나면서 오가닉 파밍으로 검색하면 3천 권 정도 책이 나오거든요. 거기에서 제가 내 책이 이 랭킹 2, 3위에 들어가요.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음식과 농산물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이, 이쯤에 내 농산물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.